남해로 놀러가요. 남해 처음 가보는데 거의 숙소에서 맛있는 거 먹고 쉬려고 합니다. 민초 스무디 먹으면서 가려고요. 오늘 약간 더워서 상큼한 상큼한 게 먹고 싶어서 민초를 샀습니다. 하고 되겠는데. 와 진짜 커 내 얼굴 반만해 바다 바로 앞이야. 따라라란 따. 저의 오늘 하루 집입니다. 오늘 숙소 안녕 너무 예뻐 그리고 스파 그리고 밖에 보면은 이렇게 바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너무 좋아. 하늘도 너무 예뻐.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아, 버섯도 같이 구워줄 겁니다 이렇 하는 거 맞아? 기린 이것도 잘 저으래 밑에 다 잘 저어서 먹으래